이게 오. 가슴이 여, 여자으로 이렇게 와야 되돼 <laughs> 가슴이 가슴을 저 짝으로 해야 돼저 짝으로 음. 이런 건저 신기한 게 뭐냐면 안 올라갈 때까지 합시다 지금인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한 번만 더 올려보세요 음. 여기서 힘을 이렇게만 주잖아? 음. 신기하죠? 여기다 뭐야 예, 가슴을 씨... 약작으로 하라고 제가 알려드리고 있었습니다. 이 한우 씨 어린 동생은 누구요? 한다이? <laughs> 어. 오, 너 멀리 가는 거 아니야? 어, 그렇지. 오, 하나. 오, 두, 훌륭하다. 오, 또, 스타이야. 어, 그렇지. 그렇지, 가자. 웨이브, 웨이브, 웨이브. 오, 웨이 오, 오, 그렇지. 오, 준지야. 아, 준지야. 준지야. 아, 준지야. 준지야. <laughs> 준지야. 여러분. 그터 이렇게 아, 그로마틱스터 네. 아. 아, 알겠지? 네. 체스트 아, 형 간다잉? 안녕하세요 네 아, 놀아주기 힘들다 근데 진짜 아, 그러니까 운동이 하나 네. 그래 그래 와 잘하는데? 머리 어. 머리 전화 왔는데요? <laughs> 아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예. 아, 와진 하나씩 가슴을 저짝으로 저짝으로 알아 많이 듣지 이렇게 그래.